뭐야? 징글. 멋이요. 인복이 안 되네. 아. 우리의 친구 비모를. 제 이따가 놔두고 깨. 자 꺼낼게요. 어, 네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나도 들어야지. 아 됐다. 우리 비모는 장착했습니다. 저기 위에 있고 오! 비모야 공격해 저기 있잖아 오 뭐야 안돼 안돼 비모야 죽여 야쟤 근접무기 해가지고 그래 아니구나 왜 맞추지 못해 왜 장점만 해 오케이 한 번더 비모야 비모야 잘했어 왜 자꾸 딴 데가 근데 넌 비모는 다른 것도 귀엽다. 근데 얘 어떻게 나왔냐?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? 다른 것도 꺼내볼게요 네 친구 뭐지 저 왜 경격 안 하냐? 아, 오! 오. 어? 비못 쏴. 안 돼, 이안 돼. 오케이. 오케이. 아니 이건 진짜 오케이 깨부시고 오는 거. 야 그럼 이걸로 하자. 동글 말고 이거. 아오 꺼내왔다. 비모랑 이 남자애. 약간 이상해 보는 걸 꺼내, 꺼낼게요. 음. 이게 뭐야? 저 공격하니? 야. 야, 너 들어가 봐. 또 계시죠? 별일 없네. 제가 다른 그런 해볼게. 음. 꺼냈다. 들어가. 뭐라는 거야? 싸울까 한번? 싸울게. 어, 싸울게. 공격 안 하네? 그냥 다치고 말아. 저도 위협적인 데 있나? 위협적이네? 음... 위협적이네. 얘 이상한데? 뭐야? 다시 다시. 뭐 이, 이거 설정 하는 거. 아, 제 스프레목이어서 공격 못하는 걸로 기억하는데. 아, 그래? 그냥 일단은 좀 렉이 걸릴 것 같은데, 그럼? 있는 거는. 약간 징그럽게 생긴 거를 꺼내볼까? 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네. 으, 징그러. 으. 징그럽고. 전 진짜 갔다 올게요. 네.